두둥. 두둥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뭐든지 그거를 만들어. 아, 응? 예. 그리고 오늘은 오. 성공한 잉글링시가 나와. 왜 이래요 이거는? 아무튼 이 사람이 내한 물건은 무엇일까요? 아 그거군요. 아 잠시만 잘안 보인다. 아 여기 있구나. 오. <laughs> 네. 와. 저번에는 저번에는 엄청나게. 오. 야 엄청 비싼 애가 있어. 야 예로나 너무 웅장해 보이는데? 아담. 나 어, 띄게 됐고요. 어? 나비가 있다. 나비까지는 아니지만. 어? 조용해졌어. 아 됐다. 그치? 얘 뒷면이 투명한데? 계속 서 투명하다? 음, 그렇게 음. 잘 날아갔습니다. 누구야 음. 이게? 이게 얘 되게 비싸요, 근데 돌리나? 네. 음, 그런 것도 있네. 네, 나 네, 나도 생각요 살짝 레이 걸릴 수 있습니다. 너무 그냥 큰것 같아요 Ah, okay. I'm there. Oh. <laughs> oh, what I mean. 야, 대결 홍보하는데 너무 야가 아, 참 많네. 아, 응? 어, 그거? 아니 왜 눈밀점도 와. 다 지르지 말냐고. 황금 영혼이다. 뭐야? <laughs> 야. 너맞고 싶은 느낌. 한 번 쓰는데 겁나 비싸겠다. room. Mobile phone or it's a little. Okay, 포크. 음. 어? 괴물이 비슷해. 어서 들어가. 응. 안 넘어가지. 어려워지 음. 열광보다는 히어로가 좀 많이 늘지 않을까? 아, 이거 뭐였더라? 엠퍼러기요. 반짝반짝 있어. 쌀. 영원. 있고 포도가 다 떨어졌어. 야. 이런 거 하면 쎄하지 않아? 남은 거 좋겠네, 이런 거. 야. 알아가지도 않네, 거의. 아까? 야 비싸다 야그어 응. 응? 오, 이거 좀 광고한다. 아, 네. 原来呢？原来呢？语言。 but like, oh, cool.哎，我你又跟人聊，人家我拉是，嗯，我就拉很近。 There's oh, a two. Something. Oh, okay. Ah. 같은 너와 함께 살수 없는 와 어우 렉걸려 어우 저 죽어요 뭐야 방금? 마지막은 요 오징어까지 your p e n c 만들어줍시다. 이건 뭐야? 그럼 어제는 찍고 끝냅시다. 그게 앉아 계세요. 대충 그러고 계세요. 뭐 포즈 따로 취하시거나 무기 드셔도 됨. 오케이. 됐음 나가도 됨. 안녕히 계세요.